been to that. C'est du cartouche C'est du Il reste un examen pour les examens et c'est Oui, en septembre. D'accord. Tu te pensé ici maintenant Oui. Pour entrer à l'école des beaux-arts l'année prochaine Oui. Ah oui <laughs> 대충 콜라 나 홀짝 거기다 넣어놓게요어 이거 느낌 아주 왜? 좋아요 보여줘요 이 느낌 괜찮지 않습니까? <laughs> 이거를 어떻게 얼굴에다가 우리의 첫 지지죠? 코스튬 파리 어떻게 해야 돼? 나는 <laughs> 코스튬이 아닌데 어. 어, what do I say? 안녕. 나는 한국 사람이요. 나는 한국어 배우고 싶어. 김지랑 김지 선생님. <laughs> 아. 정말 신기한 장소에 왔다 Say that it's completely possible to do that. Oh.